안녕하세요 모장입니다 자 이 기구는 모자의 사이즈를 재는 사이즈 링이라는 기구고요 이렇게 사용됩니다 모자가 있고 모자가 출시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 mesh cap이나 snapback 같은 경우는 이 똑딱이 단추가 두 개 상태가 기본 이렇게 땀받이 부분에 정확하게 되고 가위를 쭉 펴주면 사이즈를 보여주는 이 모자는 58cm가 그리고 이렇게 데드햇 데리햇 뭐 unstructure washing cap이라고 얘기하는 뒤에 끈이 있는 특별한 용을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거를 이 동그라미 자연스러운 형태를 갖출 상태가 기본 사이즈를 잴 수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사이즈를 한번 재... 58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짜잔 요거, 요건 세 가지의 스냅백 어, 샘플이라서 로고도 없고 이 두 구멍으로 해놓고요 56 58 제가 쓰던 거 60. 오, 이거에서 멋진 소리가 나네요. ASMR. 모자왕. 아, 죄송합니다. 이 모자는 mesh cap이고 저는 특별히 58 사이즈를 만들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브랜드들은 57.5 정도에서 프리사이즈라고 하면서 판매를 57.5로 만든 모자가 한 칸을 줄이게 되면 56.5 해보겠습니다 1cm가 주는지 안 주는지 정확히 57cm로 줄였어요 예, 여기 간격 하나는 1cm이고 이건 58이었는데 57로 줄였어요 하나를 더 줄이면 56이 되게 정확하게 56이 하지만 이 부분 보이시나요? 뒤에서 봐서도 동굴이 많이 작아지면서 뒤에서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좀 안 이뻐졌죠 이제 55.5 미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 1칸이 돼야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더 심하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로 모자를 쓰시는 분들 뭐 베트남에서는 좀 많이 머리가 워낙 자, 작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마이너스 1칸으로 가면은 모자를 쓰면 안 되는 자 그리고 이제 두 칸에서 세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59cm가 뒷모습은 이렇고 옆모습은 이제 네 칸을 만들면서 60 사이즈를 향해 뒷모습 엄청 벌어졌고 튀어나오면서 이쪽이 더 들어갔죠 어우 보기 안 좋아요 제가 쓰면 딱 들어가는 아 들어는 갔지만이 뒤통수 부분이 분명히 좀 좋진 않을 것 전, 요 부분도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해 어, 보기 안 좋아요 다섯 칸은 시도도 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모자는 1cm 줄은 한 칸짜리나 1cm가 늘어난 3칸짜리 여기까지는 좀 티가 안 나고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게 칸짜리로 간 거는 사람들한테 나 머리 크다라는 거 좀 자랑하고 다니는 나는 기아 4단 넣어야지 갈 수 있다 그리고 0단에 놓은 사람들은 나는 머리가 작다 마이너스 1단에 놓은 사람들은 나는 머리가 아주 작다 한국에서는 음 머리가 작은 게 더 좋고 어, 오 소두 오 CD로 얼굴을 가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머리가 크고 모자가 막 안 들어가고 손으로도 안 가려지고 CD는 뭐 두세 장이 필요하고 머리가 큰 사람들은 되게 웃긴 개그 소재로 좀 쓰이고 그거는 한국의 문화가 그렇다고 하는 외국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작으면은 브러드 헤즈라고 세대갈이라고 하면서 아마 머리에 든 게 없을 거라고 바보일 거라고 그런 놀리는 요소로도 사용한다고 한국이랑 정반대죠 하지만 한국에서도 머리가 너무 작으면 아 좋은 건가? <laughs> 한국에서는 하지만 음,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면 대부분 이 모자를 가지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썼을 때 맞냐 안 맞냐로 대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1cm까지는 좀 허용 가능한 것 같고요 그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자를 선택해서 썼을 때가 이 모자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모자다라는 생각을 결국 일반적으로 파는 프리사이즈의 모자는 57.5면은 56.5 58.5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써야 하는 모자는 그보다 더 작은 분들 그보다 더 큰 분들 저처럼 더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자를 못 썼고 제 머리에 맞추는 모자를 만들기가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도 싫어했던 부분이 많고요 저도 그 모자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 위험하진 않을까 더 작은 사이즈 모자를 만드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1화 2화에서 얘기했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도 되겠다 아니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그 모자를 막 집어 던지면서 안 써! 하는 그런 영상들 혹은 머리가 작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모자를 예쁘게 써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한 다른 아이템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큰 티셔츠를 입는데 티 안 나게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짜, 작은 티셔츠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고민 안 하는 거 하지만 모자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았고 이제부터는 제가 찾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더빙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라로 머리 측정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군대에서 지급받은 모자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55호 이하를 지급받은 사람들한테는 소두라 불렀고 56호, 57호는 대부분 일반인 사이즈였고요. 58호는 머리가 약간 큰 느낌? 59호는 음, 어, 좀 머리가 큰데 이거 뭐지? 그 다음 60호부터는 아예 숫자가 넘어가면서 천상계라고 불리면서 음, 좀 크군 좀 큰데 61호는 아, 박찬호 등번호로 respect 62호는 신이라 불리는 신계라고 두 번째로는 휴지를 통해서 체크해보는 머리 사이즈고요 휴지는 한 칸에 11cm고요 음, 4칸 반부터 뭐 다섯 칸까지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쭉 나올 거고 6칸 반 이상 6칸까지 가면은 66cm가 되면서 대두가 되겠네요 이건 인터넷에 떠돌고 다니는 여자 평균 머리 둘레 사이즈표인데요 어, 보시면 55, 56cm 가장 많이 있네요 어, 언제적 사이즈인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건 남자 평균 머리 크기인데 어, 56, 57, 58 사이즈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뭐 믿을 수가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있는 국가의 사이즈 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979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음, 남자 키는 6.6cm 몸무게도 그에 따라서 쭉 증가해서 13.2kg가 더 커졌네요 예, 제가 기대한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료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5에서 29세 어, 머리 둘레 평균을 보는데요. 261명을 측정했네요. 57.3cm가 평균으로 나왔고요. 음, 균등하게 나오면서 56에서 57, 58cm까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0년도에 남자 머리 둘레 평균을 보면 어, 25에서 29살까지 57.98 나오면서 얘 머리가 약간 커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측정수 25명 10명이 55cm 3명이 60cm 이상 그래프 엉망이고 하... 자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10살짜리 어린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오면서 50mm가 커졌고요 13살짜리 59mm 커지고 15살짜리 50mm 커지면서 말도 안 되는 자료 나왔고요 그나마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나오긴 했는데 2003년에 57.3에서 2010년에 57.98 6.8mm 여자도 6.08mm 커졌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이즈 코리아의 뚝배기 둘레 사이즈 급하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